올드함? 인기 떨어지니까? 이런 말이 진짜로 있어요? 오디, 오디 그냥. 와, 와 김태현! 김태현! 안녕하세요. 저희는 태연 팬입니다. 태연 목소리에 입덕한 김태연 팬이 될 운명이었던 김두현입니다. 라디오에 나오는 태연님 목소리에 꽂혀 온갖 직캠 다 찾아보다가 팬이 된 11년차 소원 송상호입니다. 저희는 대학 동기예요. 저희 카톡 대화 내용의 80% 이상이 태연 얘기거든요. 뭔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봤어? 봤냐? <laughs> 같이 얘기를 하면 은 티키타카가 되니까 내가 되게 기쁜 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언니가 겨울왕국 2 OST를 부르게 되었습니다. 가수다. 디즈니가 인정한 가수다. 그래서 컨셉도 모자이가 썼어요. <laughs> 요즘에 악플들 같은 거 보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쓴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불티로 다 태워버리러 왔습니다. 저희가 집에는 많은데 몇 개만 추려서 소중한 것들만 가지고 나왔어요. 이건 저희 소녀시대 공식 응원봉 소원봉이고요. GG Girls Generation. <laughs> 어나좀 창피했어 방금. 상우가 그림을 또 잘 그려가지고 끄적끄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끄적끄적이 아닌 그림이 있어요. 콘서트 토크 시간 중간에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? 이랬는데 제가 이유와 이랬는데 그거를 듣고 빵 터지신 거예요 그 장면이 계속 며칠 밤새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최애 키트인데 이건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태형과 함께 선물하세요 악플 듣기 싫어 저리가 태연 대단하다 진짜 00년대생 사이에서 혼자 80년대생 <laughs> 아이돌계 할머니? 할머니? 이거 너무 심한데? 89년생이면 거의 뭐 90년대생이죠 자기 키 169면 170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뭐 90년대생이지 연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오래 활동했음에도 00년대생이랑 같이 경쟁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인 것 같아요 할머니보다는 레전드가 맞는 말이지 않을까? 태연 노래 잘하는 거야? 항상 약간 쇳소리 나는 것 같은데? 빨간 불태야 내 마음도 너 같아 목소리? 그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? 허스키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14년도에 도쿄돔에서 도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약간 허스키한 갈라지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는데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제 이런 목소리까지 듣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팬이 되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도입부 장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음색이 좋으니까 도입부 장인을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죽하면은 밑에 팬, 믿고 듣는 태연이라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너무 잘하는 거죠 노래를 콜라로 까면 안 돼. 못 까, 못 까. 어. 태형 컴백하면 뭐해? 활동도 없는데. 음방만 안 했죠, 음방만. 최근에는 팬미팅에서 처음으로 불티 안무를 공개를 했고 팬미팅을 한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했어요. 강아지랑 같이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계속 나오고 있고요. 비긴 어게인 출연해가지고 을 무대를 선보이고 했었잖아요. 안 보셨으면서.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시대라서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활동 없다고 하면은 곤란하죠. 그 악플 활동부터 좀 그만해주세요. 태연 솔로 활동 이후부터 사계나 불티나 노래들이 하나같이 old함. old함? 옛것 old? 말이 안 된다 말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오지 <laughs> 오지 그냥 어떻게 이거를 old하다고 느끼지? alternative, 소울, 팝 벌써 장르부터 세련됐고 솔로 활동 이후부터 사계에서 불티까지 노래를 들으면 다 다른 노래인데 그거를 어떻게 똑같이 묶을 수 있지? 탈 아시안급의 비트가 <laughs> 포함된 곡이 있어요 I Got Love 너무 세련되고 이건 탈아시아급이다 하는 비트거든요 두둥탁 두둥탁 옥탁 아니야? 사계나 불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다른 노래들도 많이 들어보실 때가 됐으니까 다 들어보시고 같이 입덕해서 같이 덕질하러 가는 걸로 태연 유튜브 채널 생김 인기 떨어지니까 아무거나 다 하는구나 인기 떨어지니까? 인기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? 이게 떨어진 거야? 유튜브 채널이 생긴 지 되게 오래됐어요 2014년인가? 그때 생긴 것도 인스타그램에 짧게 노래를 불러줬는데 팬분들이 다 같이 어, 더 듣고 싶다 이제 완곡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직접 개설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거를 인기 떨어지니 하니까 아무거나 다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화가 나죠 인기가 떨어졌는데 110만 명? 집에 골드 버튼 있는 사람이에요 태연아 기부 좀 하자 왜? 왜? 왜? 왜 네 맘대로 해야 되는데 너나 해 인터넷 안 하는 분인가 봐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적십자사에 저소득층 여성과 청소년 아동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무려 1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전북 지역 고해 기부자 클럽 2호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기부도 많이 한 분한테 이런 댓글을 단 거면은 이거는 정말 이분 뭘까? 당신은 하셨습니까? 너나 해 태연도 연습생 시절이 있었을 텐데 홍민지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내로남불? 이런 말이 진짜로 있어요? 얼마 전에 뭐 오디션 프로 같은 나와가지고 출연하신 분이 그 당시에 내가 SM 연습생이었다 내가 소년시대가 될 뻔했는데 소년시대가 데뷔하는 걸 보면서 울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태연님이 같이 연습도 안 했던 그런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SM에서 연습생을 하고 많이 고생도 했을 테니까 그거를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못마땅했다기보다는 방송국에서 이런 걸 자극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리더로 멤버로서 딱 끊어준 것 같아요. 태연님도 소녀시대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한 거니까 나쁘게 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태연아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좀 쉬자. 아나 이거 진짜 싫어. 돈 많이 번 거랑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? 월급 받았으니까 일 쉬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? 어나 내일 월급 날인데 쉴까 봐. <laughs> 지금 일을 하는 거는 이 일을 사랑하니까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으니까 님이나 쉬세요 님이나. 영상 편지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팬으로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김태연으로 삼행시를 준비했는데요 김 김태연 태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연 연말 기너쇼할 때까지도 함께해요